Yeah, yeah. 어? 야. 어머. 이거 안 들어가는구나.

이게 단호박이 여기 완전 고구마 같이 포근한 것도 있어 고구마 맛도 아니고 호박 맛도 아니고 무슨 맛이야? 음, 아니 뭐 단, 단호박 심지 마 아니 근데 음. 지난번에 완전 밤이었거든 밤맛 음. 음. 요만한 건데 그런 단호박은 처음 봤어 밤맛 나는 단호박이 따로 있나 봐 이걸 얘는 별로다 입춘장 뒤요 음. 냄비에서 건져야 돼 마탕같이 쫀쫀해질 수도 있어 마음속에 바람을 해본다 이게 원래 단호박이 황산화 때문에 좋긴 한데 벌레가 붙잡고 싶은 마음은 잘 알지만 이 계절은 이 깊어가는 계절은 잡초를 거르듯 뽑아 간직할 수